뽀, 뽀, 뽀, 뽀, 뽀, 뽀. 아 흔히, 흔히, 흔히. 아이고. 아, 아. 摸一下摸一下 おっ 줘? 또물 마실까? 어, 물티슈 있어 Gracias. <laughs>